Sudden. 넌, 넌, 너, 니들은 뭐세요? 왜, 왜 일로 오세요? 잠시만요, 여기 제 거거든요? 아, 저리 가시죠? 아, 내 건데. 아, 총좀 줘. 아, 총이 없어요. 살려줘요. 세상이 제발. 티티티티 티. 에잇. smiled at them and said she told me so. Everybody asked me how I know. I smiled at them and said she told me so. Everybody, everybody, everybody, everybody, everybody, everybody, everybody asked me how I know. 가까이 지금 죽어라 <laughs> 야 이걸 사네? 어떻게 살았니 가깝게 잡았 위에 자리를 먹으러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 왜 이래요 이거 미쳤어 이 망할 오 소리 들려? 오 야 이걸 사네? 와 3라운드에 어 이걸 안 맞. 오 홀리 씨. 어. 오 세상에. 야따따따 <laughs> 어. 야따따따따따따따 야따따따따따따 에헤이 이걸 이걸 야따따따따따따 야따 야따따 와 씨. 키를 못해 키를 못하네 아씨 뒤에 적군이었네? 아... 아니 씨 왜 단발이야 연발이었으면 벌써 잡았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야따따따따따 이야따따 이야따따따따따따 오 뭐, 이 야따따따 야따따따따따따따 야따따따따따따 유도다 어리석은 녀석 야따따따따따따 야따따따 죽어라 음. 아, 나왜 이래 야따따따따따 B를 안 눌러 아하 이거 참 진짜 괜찮아 야따따 야씨 실화야? 야따따따따따따 야따따 야따따따따 왜 거기 있어? 양대기 아, 나 죽어 <laughs> 야딱딱딱딱 어디 보자 오 어떻게 잡았누 뭐야 어떻 잡았누 이씨 이렇게 쌌는데안 죽는 것도 신기다 썰어도 야따따따따따따따 야따따따따따따 야따따따따따 야따따따따따따 야따따따따따 안 맞는 거봐 야. 헤드 깠다 헤드 깠다 돌진 돌진 아, 시내 건데. <laughs> 오요요요요. at them and said she told me so. Everybody asked me how I know. I smiled at them and said she told me so. Everybody asked me how I know. I smiled at them and said she told me so. Everybody, everybody, everybody.